서른 시장 가는 날 맛있는 것을 많이 사 먹을 수 있을지 순대 곱창 안 팝니다 저기는 또 아코디언인가봐 기억해? 소리만 들으면 알아 그래도 많이 활기를 되찾았네 이제 부활절 되기 직전이라서 <clears throat> <laughs> 들어선온것 같다 평상시에 비해서 좀 많네 킬로미터? Yeah.

bislang. Aber große, äh,

지바이말 글레이즈드? 야 글레이즈 지바이말 그 다음에 또뭐 먹을까? 지바이말 버버리안 크림 지바이말 이거 껐 비비트? 엘프? 엘프 오빠 1유로짜리 있나? 야, 괜찮아?